와 굴지네 오 오늘 앞에 그 팬분들 굉장히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힘주고 왔거든요 오늘 좀힘 많이 빼버렸죠 제가 지금 대신 팔에 팔에 힘줬으니까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헬스장 와제 오늘 커플이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의상 나 이거 살 거야 근데 진짜 걸지기 이쁘네 오 복근 패딩을 열었더니 복근이 나버리네 네. 복근을 위해서 청담 반점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짜장면 아,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저 짜장면이 저기 안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먹으면은 음.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음. 사라졌다가 먹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 먹으면 더 나오는 다시 올려봐 와 옷이 너무 어? 뭐야 어떻게 된 거야? 그러 소개해주세요 어, 시, 스루 셔츠에 어, 탱크탑이라고 하죠 어 그거 다 벗어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wow 왜냐면 이거 너무 약간 그 탱크보이 탱크보이 용수는 가짜배네요 배인 네? 줄 알았더니 옷이었네 오늘은 마음이 놓여요 왜요? 의상에 제가 노출이 없어가지고 아, 근데 오늘 라이브잖아요 라이브는 뭐 저희 멤버들 다 평소에 그냥 음. 길 다니면서 연습하기 때문에 뭐 걱정 그 그래가지고 저희 신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성방가로 <laughs> 오 똑같은데?